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그동안 모았던 초콜릿들 준비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매그넘이랑 딛고 어, 발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랑 마실 거는 허쉬우유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 س 라 ا ل ل bueno, Thank you. 갑자기 마이크를 꺼졌어요 배터리가 끝난 것 같아요 이거만 먹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먹을게요 마이크 녹음 안 하고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폭탄 칼로리 먹어가지고 살 못 빼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3시간? 하루에 3시간 정도 운동하고 있는데 아 살이 안 빠져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